온다 온다 온다 조용히 안녕 반가워 뭐야 뭐 들고 온 거야 뭘? 뭘 들고 온 거야 그 뭐야 짐벌 이하고 내가 쓸 부채 부채 우리 내가 엄청난 걸 갖고 왔지 오늘 컨셉에 맞춘 거 아니 출발하기 전에 응. 오늘 우리가 어디 갈 거죠? 뭐 영차 자 영주인데 여기서 한 2시간 반? 그 정도 걸려 음. 자 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지금 차 상태 수행거리형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해서 영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영주시 문수면 무성마을 무선마을 그지? 저아니 이제 아파트 단지 아닌데 높다 해가 고창에서내가한 번씩 못 잡더라. 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더라. 방금 네가 말했잖아. 뭐? <laughs> 아파트 단지 고층이어가지고. 아. 처음에 내가 동물이 시작이다 할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정소기 갖고 있는 그 200만원짜리 정수기 샀어 끝까지 갔어잘 쓰고 계셔 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 할머니가 청소할 때 그래, 계속 그래 청소기 그 콘센트 아 콘센트라 해야 코드 전선이 꼬인데 음. 그래가지고 <laughs> 수영아 예 할머니 우리 무선 청소기 한 개만 사자 그래 쭉 졸라가지고 80만원짜리 어? 한개 딱 사드렸더만은 딱 두 번 쓰고 무겁다 못 쓰겠다 <laughs> 그리고 또 가관이었던 거네 요새 무릎이 아프셔서 청소할 때저뭐 로봇 청소기를 좀 사달래 어. 무릎이 아프셔서 청소하고 댕기기 힘들다고 그렇지 다 되었어 어. 일주일 가동했어 어. 안해 없어 가동을 안해 그러니까 이게 TV가 악이야 모든 거 TV가 thank you. TV 드라마 보고 홈쇼핑 보고 그래서 그래 그 영향받아 회사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자 갑시다 한번 어렵다 야 겁나 이상아 우리끼리 이러니까 여기가 음. <laughs> 겁나 이상아 우리들이 열어버리니까 걔들 있음 야 근데 안 보여 내 얼굴이 네. 그래서 배웃김 뭐 먹을 거냐? 뭐?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냐니 밥을 먹는 게 낫겠지 네, 한 식당 갈래 여기 그래? 오 이거 신기해 신기해 개 재밌어. 오, 코리안 레스토랑. 배고파. 한국에서 베스트 1위가 한국밥이고 제절미밥인데 정해진 길로 가는 건내 도움이 맞지 않아. 진정한 상남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한국밥. 한국밥. 이게 지금 한우 국밥이지? 응.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리고 이게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렇지. 아, 아 뜨거. <laughs> 저도 나오게 저도 나오게 찍 혼자 찍지 말고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 갖고 잘 못한다 뉴스에서 대구 그 위에 이거니 어, 어디 가든 어디 가든 안 좋겠다. <laughs> 우리나라 지금 나바공보다 좀다아 어, 우리나라 지금 그 아프리카 그쪽 것도 더. 뭐라? 진짜 미다 이게 바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어순가. 원순하니 <laughs> 아, 아, 근데 섬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가뭄이것 같다. 방바닥이 다 말라, 말라 죽었는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영주 무선마을 아 괜히 쫄았다 근데 쫄만하지 어 네. 근데 아직 되는 건안 되는 거. 어 빠지는 건가?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이... 못할 거야 아되는 거야. 아, 이... 여기 이쪽은 사람들 어떻게 되라고 물론 그는 미치니까 될만하긴 한데 자,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갑시다. 이거를 살짝 아 그냥 이 정도 높이만 해도 되겠다 응. 아까 높이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어? 아, 여기?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누군데? 언니 여기가 무섬 영주 무섬이죠 영주 무섬 그렇지 자 일단은 지금 온 거는 영주 무섬마을이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차 타고 건넜던 게 여기 수도교를 건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볼까? 성도교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let's go, let's go. 어. 가봅시다 식당 저쪽이네 아 외나무 다리가 저기 있네 저 앞에 저 앞에 저거 외나무 다리 그래? 그럼다 아, 근데 진짜 옛날 마을 같긴 하다 그지? 어. 서울의 아름다운 길 백기에 산정이 되었대 이게 저게 왜 나오다니까 아름다운 길이라고 저게